먹을래. 이거 비누야. 먹을래. 소? 네, 네. 알아요. 블루베리야. 블루베리. 블루베리 나무야? 와 너무 잘 그렸다. 웃고 있네. 그리고 꽃. 꽃도 들고 있고 친구들한테 보여줄래? 어머머. <laughs> 잘하시네요. 우리가 지켜준다. 우리가 지켜줘. 마음도 우리가 지켜준 마음 우리가 지켜준 마음도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물실수로 해도? 어아 <laughs>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해리가 만든 웨딩드레스 물티슈로 만든 웨딩드레스 아 이거는 껍질이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이것까지는 엄마가 할게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보여 음 계란이야 계란 계란 응. 이제 도전하는 거 아니야? 어, 맞아 휘휘 저 휘휘 언니 처럼응 테리 한 입 먹을래? 어. 아 <laughs> 장난이야 슈. 내가. 응. 테리도 한 번 하자. 테리야 진짜 맛있다 그지? 너무 맛있지? 와 이분 들 여기 시장에서 유명하신가 봐요. 아니에요. 안 유명하세요? 저, 저 입장에서 더 예쁘답니다. 아 그래요? 와 너무 잘하시네요. 네 좋아요. 멋있어요. 월급 월급 월급 월급 노래가 아니라 어때요? 아 멋있어요. 한 번 더 해주세요. 오케이. 한 번. 한 번. Wake up, wake up, I'm a wake up, I'm a wake up. Yeah, wake up, it's there. I'm a wake up. Wake up, wake up, wake up, wake up. 잘하신다. 이제 끝나셨어요? 이제 자리에 앉아 계세요. <laughs> 이제 여기 가게 주인 아저씨로 돌아왔구나. 어, 뭐 하세요? 질문을 해보세요. 아, 네. 이게 메뉴판이에요? 네. 와, 어, 뭐 닦으시는, 이 닦으시네요. 어, 아,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었구나. 오, 어, 그랬어요. 여기까지? <laughs> 건데요. 음식좀 만들어주세요. 사장님. 네, 네, 네. 오늘 김치볶음밥 좀 해주세요. 김치볶음밥. 네. 가게가 엄청 지저분하네요. 어머머. 어. 머 어? 누구야? 어머, 안녕하세요. 곤다. 아, 이별을